じゃあ入りますおおわわっすごいおはようじゃあはじめましてりおちゃんはめましてピチピチの二十歳ですか二十歳です 지금 아, 한국말 네네 괜찮아요 그냥 완전 한국인 같은데 あり今日来る人が日本語できないんだよね だからりゅうちゃんをねそ合わせたのマッチングしたんですけどまあ縁を作るって感じで軽く考えてもいいしもう本気で、ね、作る感じで考えてもいいよ <laughs> 구독구독은했죠저희채널네네당연하죠저진짜오래봤어요완전팬이에요아어디살지저どこに住んでる今は日本の岡山っていうちょっと田舎の方に住んであ岡山愛知県な no. あ岡山県か好きかわかんないけど俺ボンボンさんのためにねボンボン 자, 하이님. 오와. 안녕하세요. 에? 오와. 안녕하세요. 에? 즐거워. 럿. 자, 하이님. 오와. 안녕하세요. 에? 즐거워. 럿. 잠깐만. 에? や왜 이렇게 잘생겼어 私めっちゃ顔ちゃえなん BTS のあの B に見え 처럼 보였어야 갑자기 내 얼굴이 <laughs> 오징어 어? 자 일단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생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야 우리 좀 뒤로 가야 돼 편집하기 쉽게 오케이 오케이 너왜 이렇게 가까이 왔어 <laughs> 아 어, <laughs> 자, 빨리 시작할게요. 네네. 하이. 하이.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전경표고요. 네. 어, 한국 나이로 24살이고 저는 20살이고요. 리오라고 네. 음. 어, 뭐지? 무슨 말 하지? 자, 자, 자.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릴렉스 하고. 자, 음. 자, 영표 씨 먼저. 그러면 일본어로 먼저 하다가 막히면 은 한국어로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 그, 그... くくく単身。私は大学生で、今は休学中です。運動するのが好きで、運動を教えるトレーナーになろう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えー、最近、最近考えが変わって、今は映像を勉強しています。어저는대학생이고이제한국에서일본어교사일을하려고음하고 학교에 유학생이 오는데 지금 일본어 조금씩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아니 뭐랄까 어색해 약간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다니는 게 우리 차에도 이렇게 와 있다는 게 맞습니다. 조금 짜증나긴 하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 어쩌겠어 어, 우리도 결혼했는데 리카도 뭐할말 있어? 어. 너 제일 계속 경포씨만 보는 것 같아? 거니까ちょっと待って오해하지마세요 니인가 너 둘이서 커피숍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냥 없다 생각해 그냥 私の日本語ミスがあっても了承をお願いします。ああ、全然大丈夫です。ああありがと 어, 제가 그 준비를 했는데 어떡하지? うん、なんか好きなタイプとかでもいいし、何でも。 키스는 잘해요 とか뭐 어디서부터 손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뭐 말하고 있긴 하자. 무슨 운동 하셨어요? 파워리프팅 굿도 시대마스까? わかんないです.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이에요. 오, すごい.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어릴 때 운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어디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좋아? 운동하시는 거 좋은 운동하시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나도 운동하는데 음. 미친놈아 <laughs> 운동은 별로 재밌는 주제가 아니니까 어, 애가 미루 것도 음. 뭐가 스키 데스까? 네 좋아해요 어, 그러면은最近一番よくが가る映画は가와난데스ン 어, 공포영화? 같은 거 봤어요. 그 빵! 컬인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조세노 타イプですか 음. 아, 소うです아たり마이ろう見た目より雰囲気とか落ち着くの感じが好きで 네, 음. 음, 리오짱은 어때요? 분위기나 뭐 되게 엄청 뭐 하이 텐션이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신 것 같고 음.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가 말했 내가 둘이 이상이 약간 둘다 친타하고 약간 어린 것이 분야에 내가 둘것 같단 말이야. 둘이 잘 되면은 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돼요 진짜. <laughs> 조금 더 약간 네.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뭐 영화 뭐 볼래 뭐 이런 것보다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리오장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거 아, 나 아, 겁나 욕먹을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러면은 좀 더 약한 걸로 하자 이제 뭐를 어. 하려고 아니 남자가 연애할 때 리더 해주는 음게 음. 좋아요 아니면 리오짱이 리더하는 게 좋아요 리더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경표 씨는 리더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은좀 침대인가요?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편이에요. 네. 음... 6시 그, 그래도 뭐 같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laughs> 그렇죠? 그, 그, 렇죠 뭐그 정도는 하겠지. <laughs> 아, 자 오늘 힘드네. 자, 뭐냐 이 정도면 됐고. 됐어? 음. 낮저 밤이 이거 아나 다들? 리오짱은 모르겠지 당연히. 아 리오짱. 아, 근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응? 뭔지 알아요 낮저 밤이가? 네. 다 아는 거 <laughs> 지금 약간 예의상 약간 약간 육하 같은 애네. 저는 낮에도 지고 밤에도 집니다. 야 음. 나랑 같네. 제가 뭐 이렇게 뭐 확 휘어잡거나 함부로 되게 뭘 못하겠어요. 어... 어, 저는 어느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얼마 전 때가 <laughs> 잠깐만 얼마 전에 뭐 죄송해요. <laughs> 제가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뭔지 알아요? 낮저 밤이가? 네 얼마 전에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 정도여가지고 어느 편도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사건이 아니라 다행이고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제가 텐션이 높은 편이에요 긴장해가지고 시 어떻게 보냈어? 막 이런 것도 막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이야? 네 걔걔걔걔걔 털이야 그냥 그그 아니야 그 털 아니니까 難しいかな 갔다 갔다 왔다 데이트 하러 가잖아요 데려가고 싶다는 음. 그치 연애를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안 가봤던 곳도 가보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약간 풍경이 이쁜 데를 많이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제주도 놀러 오면 되겠네 둘이 네저 제주도 진짜 가고 싶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어? 둘이서 오게 되면 제가 네. 빵지 살게요 그러면 <laughs> 둘이서 오면 근데 따로 따로 오면 안 봐. <laughs> 아. 따로 따로 오면 오고 뭐. 아, 네. 둘이서 호텔을 한 곳에 잡았다 하면 스테이지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laughs> 두 분이서 침착한 건 알아. 근데 좀 이성적인 질문을 뭐 야한 것도 되고 뭐 어제 손뭐 어제 손님이란다. 어제 <laughs> 게스트들은 펜션해가지고 아, 제가 물어볼게 연애를 해도 조금 장거리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걸 괜찮은지? 뭔가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만약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은 그렇게 해야죠. 어, 되게 쿨하다 둘이 너무 쿨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아토데 이마노 적교가 왔다라 어, 오호리 대 니혼니 입구 계획학구가 아른 데스케도 있따라 이쇼니 ご飯食べたり、映画見たりとかしてくれますかはい、私も多分コロナが大丈夫になったら来年韓国に留学に行きたいなって思ってるんで、その時時間が合えば会いましょう。うん、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느낌, 그런 뭐 느낌. 깜짝 놀랐어. 뭐, 무슨 얘기 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이게 미카처럼 진짜. <laughs> 되게 남잖아. 설렜어, 나도. 그치, 리오 씨? 네. 야, 뭐, 뭐, 뭐. 우리가 할 게 없. 뭐 이미 둘이 이미 서로 뭐 만나고 말고 뭐 난리 났네. 뭐, 네. 뭐, 뭐 뭐가 뭐, 뭐가 필요해. 남성분은 계속 리오짱이랑 연락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손도 잡고 싶고 저기 머리도 좀 만지고 싶고 그러세요? 우. 갱표 씨왜 말이 없어, 갱표 씨? 연락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 りおちゃんは続けて連絡取っていきたいですかはい、取っていきたいです。 이랬을까? 스타리 너무. 이게 랜선 소개팅이지만 어때 조금은 좀 설레임이 있었나요? 괜찮았나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만 나오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목소리만 보고 어떻게 결정해 <laughs> 요정도 이상하네 그거 지금까지 목소리만 보고 결정했어? 약간 그런 쪽이에요? 택트야 스무 살한테 뭔 얘기 하나 지금 나 콘택트 몰라 아, 나도 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지금 경표 아, 아,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런 소개팅 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어떤 걸 여쭤봐야 될지도 많이 검색도 해보고 혹시라도 뭐 실수하진 않았나 좀 걱정이 되고 리오 씨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머지는 따로 연락처 받아서 말씀하겠습니다 어. 진짜 남자다. 가만히 떨어진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소개팅 처음이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네, 제가 진짜 피부과 같은 거 많이 예약해가지고 이쁘게 보려고 했거든요. 네. 이쁘게 보일지 는 모르겠는데 좋은 인연이 돼서 너무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호 뭐, 국사의 랜선 소개팅과 大成功ごめんね、ダサいやろ。예저 <laughs> 유튜브라 예 겁나니 시아와세나. 흐뭇해요. 고맙부도 어, 모두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에게 마지막 안녕 하고 끝낼게요. 자, 안녕. 안녕. そうだねハートありがとう本当に 끊을게요. ごめんなさい。 네, 。 둘이, 감사합니다. 둘이 행복한 사랑하세요.